요즘 유행하는 투명 이유식 주기 투명 음식 먹게 해보자 자 원래 이렇게 잘 먹지 우리 돼지기는 이유식 자슉 어? 자슉 자, 돼지가 여기, 여기. 슉. Nope. 숟가락만 먹고 있어. 안 먹어? 자, 먹어. 먹어. 자, 먹어. 자, 먹어. <laughs> 자, 먹어. 알았어, 알았어. 줄게, 이제. <laughs> 어뭐 이렇게 잘 먹는데 엄마가 가짜로 줬어 계속 우리 공주도 한번 먹어볼까? 음 그치 공주 응? 어? 그냥 대고 먹어 그릇에서 먹을 거야? 안 되겠다 손좀 놓으실래요? 손좀 놓으시라고 약간 여기 턱 밑에 좀 닦자. 턱 밑에. 식이 잣을 후추까지 벗겨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음.